기다려 반사 블루 애플 망고 後 불러 뭐. 한테 앉아 그렇지 돌 망고 일로 엎드려 한테 엎드려 자몽 돌 manggo yuk atas